그래서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어, 학교 갔다 놓을 것도 있고 해서 평소보다 좀 일찍 갈 거고 제발 일찍 일어날 수 있기를 오늘은 일기를 쓰고 자려고요 이거는 스타벅스 다이어리인데 frequency 못 모으고 그냥 당근으로 샀거든요 이렇게 하루당 어, 쓸 수 있는 칸이 넓게 레이아웃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원래 다른 다이어리들은 좀 칸이 모자랐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일기를 쓰고 자겠습니다. 싫어, 싫어야. 싫어? 잘 자. 끌게. 내가 4학년 맞는데 그 친구들이 1학년 때부터 코로나 터진 친구들이라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아마 처음 벗는 걸 거예요. 근데 진짜 마스크가 영향이 큰 게 국어 말하기나 듣기, 쓰기 이런 쓰기에서 좀 영향이 큰 것 같아 요 쓰기. 그 입모양의 부재랄까 그런 공백을 좀 느낀 적이 많았어요 1학년 하면서 이거는 업무 책장 세우는게 없었고 책, 다 읽은 책 이것도 다 읽은 책 이거는 록시땅 미스트 이거는 돗자리인데 방, 아니 반 한 구석에 깔아 놓으려고요 북카페처럼 이거는 칙칙이 오늘은 3월 2일 개학 날이고요. 무신사 스탠다드 아이고 아내도 못한다들 그거 히, 히, 히트텍 같은 거 밑에는 슬랙스 입었어요. 가방은 백팩 들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3월에 애들 만나보는 게 1년 만이니까 좀 떨리고 기대도 되네요. 시료야 갔다 올게. 아. 아. 굉장히 바쁜 하루였어요. 이제 목표 한 해 다짐 말하겠는데 제가 그 전에 책을 작년에 50권 읽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다 <laughs> 목표를 50권으로 해서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독서 활동이나 덕후 활동을 하는데 그때마다 좀 제 의문이 드는 게 책을 읽긴 읽는데 약간 너무 속독을 한다든지 뭐 물질적인 보상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의 독서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만화책만 읽는다든지 그런 독서 편식 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독서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요. 어제 애들이 마스크를 안받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안받는다는데좀 안타까웠어요. 마스크 때문에 애들이 얼굴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게 돼버려서 사춘기 때 애들은 그게 엄청 심하더라고요 5, 6학년 애들 쓰고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각자 반에서 직업을 정해서 1인 1역처럼 하는 것도 정하고 반 이름도 정했는데 이름이 해산반이 됐어요. 해산반 해선. 오, 내기. 아 이거는 파고. 이거 먹고 싶은 거. 네, 두 번째 맞아. 세 개의 학교에서 오는 거죠. 아 배고파 반두 개를 해가면 여기는 저희 반 예술부 친구들이 꾸며줬고 1학년 하다가 확실히 4학년 하니까 이런 거를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편한 것 같고 여기는 책방이에요 책방 그래서 담요랑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여기도 학급 문고 빌려온 거랑 애들이 기증한 책이 있어요 여기는 좀 딱딱해서 어, 학급 운영비 받으면 매트를 사고 싶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인연지고 자원부가 관리하는데 이거는 자원부가 관계하는 거 이렇게 정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애들도 재밌어하고 엄청 열심히 하고 뿌듯해요. 택배함이 있어서 내일 교육부 친구들 네, 교육부 친구들 채점한 거고 그거를 우체국장 두 명이 날라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환경부 친구들이 관리하는 데인데 제가 오늘은 점심시간 쓰느라고 제가 조금 건들긴 했는데 원래 이런 시간들이나 날짜들도 다 환경부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제일 생각해보면 학생 때 칠판 만지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서 환경부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지원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거 자석 떨어지면 환경부 친구들이 관리해주고 오늘도 시간표 테이프도 환경부 친구들이 붙여주고 딱 내일 것까지 말 안 해도 알아서 쫙 해가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 학급 경영 방침이랄까? 나책 우리 이렇게만 강조를 하고 이거는 저희가 학교에서 화폐 금융교실을 해서 그거에 대한 가격표예요. 요즘에 밥 먹기 귀찮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안 식으로다가 나시 짬뿌를 3일 신입생들의 오늘 교양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진스 컨셉으로 약간 머릿속으로 잠이 안올때 그동안 겪은 생각해보면 음. 아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는 계세요? 네 2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이면 만은 몇 살이에요? 만 7세겠죠. 아, 이거 가방, 가방 없냐, 왜? 저희 학교 파페인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은행원들이랑 저랑 대통령이랑 같이 자른 거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내일 이제 월급 주는 날인데 애들이 완전 기대 중이에요. 이거 내일 애들이랑 만들 지갑인데 미리 먼저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돈 넣을 수 있게. 방금 핑크색으로 하나 더 만들었는데 저희 반 친구가 준 스티커 붙였더니 너무 화사하고 예쁜 것 같아요. 어,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고 저한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림을 팔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사업자 등록증 서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학급 임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입후보 등록이랑 이렇게 연설문 예시 붙여놔서 내일 입후보 원하는 친구들 쓸 수 있게끔 하려고요. 출근 앙고라 니트에 연바지, 연청바지, 백팩 몇살 지금은 이치에듀라는 거를 사용해서 연간 교육과정 교사별 교육과정에 넣어야 돼요 여보세요? 어디야? 나 교실 지금 나가야 돼? 어 우리 다 나왔어 응? 5시까지 아니야? 우리, 우리 아 뭐라고? 알았어. 어. 영상 업로드를 하고 오면 마음이 편해 카페 맛있다 맥주는 그러면 커피에도 일가견이 있는 거네 모르는 게 음. 근데 안에가 뭔가 촉촉보단 촉촉이야 촉촉 아, 시루야음 엄마도요 괜찮아요